네, 오늘의 시계는 까르띠인데요. 까르띠의 산토스 100 XL 크로노그래프 reference number는 2740 제품입니다. 이렇게 콤비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alligator skin에 이렇게 클래스포에도이 쇠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보시다시피 18K 옐로 골드입니다. 네, 먼저 보시면 콤비 제품답게 베젤은 18K 옐로 골드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쪽과 이쪽의 크기는 사, 약 43.5고요. 이쪽 lug 끝에서 이쪽 lug 끝까지는 55m. 그리고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요. 약 10mm입니다. 약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크라운에는 나르띠의 특징인 카보형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로노그래프의 특징이죠. 아, 먼저 다이아를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9시 쪽이 초시계고요.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크게 초시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는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가고요. 아, 그리고 6시 쪽에 수업 클락이 시간이고요. 3시 쪽이 30분짜리 또 다른 수업 클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캘린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 오랫동안 돌려놨었는데요. 정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정지가 되고요. 6시 쪽과 3시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이렇게 리셋이 됐죠? 하지만 초시계는 계속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당연히 오토매틱이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더블 디버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민트 컨디션이고요. 이렇게 이쪽을 먼저 넣고 이쪽을 넣어야 닫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reference number가 있고요. 방수는 보시다시피 100m 방수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power reserve는 4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보시면 alligator skin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엄청 두껍습니다. 이렇게 러그와 이렇게 케이스가 만나는 부분이 두꺼워져서 가벼워지는 부분인데 얇아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똑같은 두께를 만들어서 얇게 나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섬세한 제품입니다. 먼저 시계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시계는 크라운을 빼서 돌리면 되는데요. 돌려서 열거나 그와 같은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빼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빼서 돌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후 10시에 맞췄는데 달력을 넘어가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이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 보통은 crown을 빼서 하는데 이쪽을 보시면 crown을 빼서 하는데 이렇게 이 반대편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손톱으로 눌러지지 않고요. 눌러서 조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루이스 까르테가 비행사이죠. 브라질 친구이자 고객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에게 선물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행사는 회중 시계를 가지고 비행을 해서 시계를 볼 때도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산토스 시계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손목 시계죠. 그래서 그 당시엔 아주 잘 보이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토스 시계는 이렇게 다이어리 분자판이 하얀색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이는 검은색으로 매치를 시킨답니다. 보시면 이 산토스 백시계는 이렇게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까르띠에 산토스 백 XL 크로노그래프 reference number 2740 18K 콤비 제품이죠. 옐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엘리게이트 스킨 더블 디버클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짠!